괜찮은 학교 사용 설명서 지각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니? 다치는 것보다 차라리 지각하는 게 더 나아. 야단을 맞더라도 말이지. 집에서 출발이 늦으면 지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. 집에서 일찍 나서려면 전날 일찍 자야 해.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테고 일찍 일어나야 출발도 늦지 않겠지. 하지만 집에서 늦게 나왔다면 지각해도 괜찮아. 야단 맞는 게 네가 아픈 것보다는 나은 일이니까.